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벤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다크 티커, 달기 티커, 오리지널 티커를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누텔라도 준비했고 허쉬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흐마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작업도 튀교 달기는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들이 녹아버렸어요 아 너무 녹아버렸어요 아이스크림이 알함두릴라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들이 빨리 녹아버렸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